레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. 레나한테 레나 그 뭐죠? 아, 아 에어팟 에어팟 네. 케이스를 봤는데 이미 애가 원래 원래 핑크 색깔인데 더러워진 거예요. 맞아. 그래서 아니 잠시만 내 얘기만 하고 그래 <laughs> 더러워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 그럼 뭘살줘야 되나 했다가 레나 닮은 모아이 석사 모아이 석사 에어팟 케이스가 있길래 그걸 샀었죠. 아니 그때 팬분들께서 레나랑 진짜 똑같이 생긴 거 샀다 고 그래서 대체 뭐냐 다들 뭐 병아리 막 막 그런 거 사준 거 아니냐 병아리 캐릭터 뭐 인형 뭐 그런 거 사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코가 이만한 뭐에 색삼이야 그거 <laughs> 스노울로 그거랑 얼굴 바뀐 거지아 맞아 <laughs> 사진 찍었어 네, 보여주고 싶다 아나 어. 지금 가져와 레나를 여기 여기 아, 팬들 대신에? 어. 자, 모아이가 너 센터 와. 어, 그나 뭐 모아이 있어. 모아이 특별 출연해줘. 모아이 여기 같이 놔두자. 레나 대신에. 레나를 기대. 레나가 아, 말면 이 얘가 움직여. 오케이. 오케이. 여러분,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진짜 레알이에요. 저희 레나 열심히 나오면 안 돼가지고. 진짜 지금 퇴장했어요. 진짜 모아이 데려와주면 안 돼? 진짜 여기 너 너라고 생각하고 갑자기.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. 진짜 솔직히. 모아이가 뭔데? 모아이가. 나 진짜 솔직히 진짜 깜짝 놀랐어. 이게 뭐야? 모아이 나 진짜 근데 기깔나게 잘 선출해. 어, 어 진짜 깜짝 놀랐어. 그래서 나 진짜 생각 이 팬들한테 공개하면 팬들이 이거 사이트 물어보고 다어디 샀냐? 여보 저도 몰라요. 저도 사실 미연이랑 둘이서 레나 거뭐하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얘가 모아이가 짜장면 같아. 야 이거다. <laughs> 누가 봐 이거다. 어, 댓글에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, 아 진짜 웃겨 진짜 이거야 어 왔다 왔다 왔다 야 이거 들어도 되면 나 마음에 안 드는 더더 얼굴만 빼고 괜찮아 짠 이거 제가 사줬어요 얘 리나다 나 진짜 아! 니 레나 방에 들어가고 이래면 생각하고 받으세요. 자, 이거 반응 폭발적인데? 보자. 아 진짜 아, 더어이없게 뭔지 알아? 내가 이거 보기 전에 미연 언한테 물어봤는데 미연 언가 진짜 똑같아요. 진짜 똑같이 생겼네. 그래 진짜 이거 페이지 이거 눈 이렇게 돼. 뭐 뭔지 모르는데 뭔가 닮았어. 얘가 읊고 있어. 읊고 <laughs> 있어. 그래서 저희가 아, 이거를 아, 그 얼굴 바꾸는 잠깐만. <laughs> 이거 뭐야 이 뭐야? 얼굴로 뭐 레나 언니였나요? 언니랑 네. 얘랑 어, 왜어요 얼굴을. 근데 그게 되더라고. 왜 레나가 두 명이에요? <laughs> 레나가 두 명. 아 레나 두 명이네. 왜 레나가 아, 두 명이냐? 이거는 그 그릇 아. 그릇 앞에서 레나. 이 우리 앞에서. 왜 레나? 지금 팬이 어떤 분과 들어왔는데 댓글에 모아이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이 정도도 는못 이거 수 테러 아닙니까 테러? 우와 이 테러 사건. 아 너무 웃기다. 보세요. 근데 이게 포인트죠. 아 그러면 이거 특전으로 공개할까요? <laughs> 어때 이거보다 더 신기 많아. 뭐. 음, 세상에서 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선물인데 그거. 저 주세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 너무. 안 돼요? 네, 그 있어요,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어디? 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. 한 3분 정도만. 아 있어? 있는데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해. 아 있대요. 저 있는데 보여줘요? 어? 저희 이번 주 온라인 갑자기 쉽지 않아요? 저희 공지입니다. 네, 공지입니다. 두 번째 공지. 네. 두 번째 공지. 빠밤. 네, 할 인정이. 네, 두 번째 팬사인 이제 이번 주 팬사인회는 저희가 이렇게 멋진 수트를 입었잖아요. 이게 끝 방송을 끝나고 와서 또 팬사인을 할 예정이니까 또 이렇게 멋진 수트를 입고 오겠죠? 그래서 어, 이번 주 온라인 팬사인회는 또 수트를 입고 진행할 예정이니까요. 많은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. 많은 다 다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. 그래 우리 언니 리더였어 네. 거야. 저희 많이 신청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사인해서 이렇게 드신 대로 드리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사진 도 그려드린 것고요 강다운데 지금 언니가 설명을 못해. 그리고 네, 네, 지금 이렇게 수트도 이렇게 입고 하려고 합니다. 대사는 저 앞으로 아, 저 앞으로 구 9회 7면 앞에서 보면 안 돼요? 아, 뭐. 너무 너무 재밌어. <laughs> 뭐 뭐? 아 너무 웃겨 지금. 아 대박이다. 근데 저희 엽기 사진 공개한 거 처음 아니에요? 100만 원짜리 레나 모아이 공개됐어. <laughs> 레나의 프로페시와 100만 원.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진짜 뿅소 사진 보여줄 수 있었어요. <laughs> 공원소녀 이미지 모아야 뭐 됐다고. <laughs> 그러니까 어, 모아이처럼 굳건하고 강하고 아, 그렇죠. 그래요. 그렇죠. 여러분이 모아이 속상의 의미가 굉장히 어, 여러분 네. 그거 뭐. 그거 아시죠? 그렇죠? 모아이가 어떻게 있는지 아시죠? 모아이가 네, 어떻게 그- 있는지 어. 다, 같이 하자. 자 여러분 10시 보자 10시 10시 모아이 시작.